자, 우리 다 같이 얘들아 노래를 해보자. 알겠지? 우와 밖에서 개가 짖었어 이겼다 자 우리 다같이 얘들아 노래를 해보자 알겠지? 아 음. 오, 솔레리, 오. Oh, 노래로 할까요? 다음 노래는 자, 시, 시, 시작! 조개물 고객주 사이 마른 무달도 하루 그만.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<laughs> 오케스트라, 오케스트라.